드라도 핵이다 핵이다 쟤 뭐야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염색했는데 어때요? <laughs> 가발이 바보야 <laughs> 가발다 안녕하세요 와두 명이나 온다 두 명이나 오는데 내가 이렇게 빠른데 온다고? 원제이제 옌1994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추적해도 뉴질랜드임 히히히히 집에한명 있는데 너무 따라왔다 <laughs> 너무 따라왔다 간 거 같아 얘가 갈만한 집은 여긴가? 가발 옛날에 샀었어 옛날에 염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가발 한 번 써보고 밝게 염색하자 했는데 가발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디다가 짬바가 났었는데 오늘 방송을 머리를 감고 나서는 못 쓰잖아 머리 감고 나면 머리가 다 구겨지니까 그래서 다음에 머리 감기 전에 한번 써봐야겠다 했는데 그냥 아들이가 맞아서 한번 써봤어 날 봤겠지? 이걸 못 잡았단 말이지 <laughs> 무서워 얘가 없었어 저기 뛴다 조선로 그냥 따라갈걸 기다려라 내가 간다 봐. 안 들었을 것 같았어. 그치? 아, 이거 뭐 M, M사고 어떤데? <laughs> 아, 써보자. 무섭다. 아니 음, 저기 있네. 쟤나 못 봤다. 하나, 둘. <laughs> 에밀사고 설명? 의외로 가볍다 아 <laughs> 거짓말하지 마 의외로 가볍다 차가 없어요 있다 있다 있다 있는데 사람도 있다 뭐지? 의심스러워 쟤 뭐야 그래 오토바이 있었는데 얘 왜 세웠지 차를? 아 이렇게 부잔데 <laughs> 아니 근데 왜 잠을 안 자? 신기하다 어! 씨.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<laughs> 기름 이거 예상치 못했는데 없냐? 뭐야 저기 오토바이 세워져 있다 저긴가 보다 제가 와야 되는데 오 에미사가 엄청 세잖아 또 왔다 <laughs> 뭐야 총소리 못들었나 먹을 거 있나? 다들 안녕 가봅시다 아, 내리바퀴 내리막길 <laughs> 네, 모르기 뭘로? 도킹 어 좋았어요 아 이거 어디 가지? 잠깐만요 여섯 명 여기는 너무 너무 양양 양가가 아니야? 괜찮은 돌이 있나? 저 돌? 어떤데? 내차불러네 지금 가야겠는걸? 집에 사람 있네 <gasps> 아프지? <laughs> 아프지? 두대 박아서 덤벼 덤비지마 여기? 기다렸다 핵이다 핵이다 쟤 뭐야 에미사고 어 장전하지마 에미사고 저기있다 내 연막에 어 저기구나 하나 둘 얍! 뭐? <laughs> nice GG 이것 봐 해박스도 진짜 잘하는데 맨날 행방 만나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맨날 1등 할수 있는데 바다 안에 있는 건가? 와 엎드리는 거 뭐야 아 삼촌키 미쳤다